안녕하세요 게으른 수프입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 신혼집 침실을 보여드리고 나서 거실편도 제가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laughs>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어, 서론 없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저희 집은 20평 정도 되는 빌라인데요 거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빠진 구조예요 에어컨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또 소파를 두는 공간도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 천장 위에 있는 검은색 대리석 장식 때문에 natural tone으로 꾸몄던 침실하고는 좀 다르게 거실은 black and white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상에 나오는 가구와 가전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게으른 네, 먼저 거실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어, 소파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소파는 듀커라고 하는 브랜드의 소파를 구매를 한 거고요. 어, 저희 부부가 이렇게 앉았을 때 가죽 소파는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좀 포근한 패브릭 소파를 찾아다니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듀커라는 브랜드를 알게 돼서 실제 쇼룸도 방문해서 앉아보고 이 오트밀 색상의 어, 예쁜 소파를 데려오게 됐는데요. 이게 쿠션감도 그렇게 막 푹신푹신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엄청 딱딱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의 쿠션감이어서 앉았을 때큰 어, 불편함이 없었고 또 이게 생각보다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이 쿠션들을 위쪽으로 좀 올려두면 게스트베드로 써도 될 만큼 굉장히 어, 넓습니다. 어, 소파 베드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소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준 담요인데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소파에 담요가 없으면 TV 보다가 약간 한기가 들 때마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는 늘 이렇게 담요를 두고 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스푼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소파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저벽 구석에 곰팡이가 쓸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파를 좀 띄워놓고 생활을 하게 됐는데 덕분에 틈이 좀 생겨서 여기에는 어, 접이식 테이블을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쪽 거실벽이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 틈을 타서 <laughs> 사다리를 최근에 구매를 해가지고 책을 저렇게 꽂아놨어요. 어디서 뭔가 본 건 있어서 뭔가 예쁜 책을 걸어놓고 싶어가지고 예쁜 책들만 걸어놓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기분 좋게 다녀온 여행지 책을 걸어놓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부부가 함께 다녀온 <laughs> 하와이랑 그리고 저희가 자주 갔었던 도쿄, 교토 그리고 뭐 Lonely Planet 여행 잡지 등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면 이거를 펴서 같이 보자 뭔가 그런 의미도 들려고 걸어놨는데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hanging plant도 같이 걸어놨어요 이게 white 디시디아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키우기 쉽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을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제가 잘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제 실수인데 이게 책을 걸어놓을 목적으로 구매를 한 사다리면 이 스틱이 얇았어야 됐어요. 그래야 책이 좀 무리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걸려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옆에서 보면 <laughs> 책이 되게 힘겹게 걸려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은 망가졌어요. 남편이 그럴 줄 알았다고 여기가 띄어졌어 아까워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책을 걸어 놓을 인테리어 용도의 사다리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틱이 무조건 얇아야 된다 게으른 스푼 어, 소파 옆쪽으로는 스탠드를 하나 뒀고요 그리고 저 벽시계는 저희 본가에서 한 10년 넘게 썼던 벽시계인데 엄마가 최근에 저거 안 쓰고 창고에 넣어두셨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뒀고요. 이쪽 편에는 청소기 거치대를 뒀어요. 이제 이 청소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은 어머니한테 한 3년 전에 선물을 드렸던 다이슨 이게 V8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가 맨 처음에 받으셨을 때는 엄청 좋아하셨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가져간다고 하니까 어, 엄마가 흔쾌히 그러라고 하셔서 네, 덕분에 청소기를 다이슨으로 장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거치대도 안정감 있는 거치대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무너지기 쉬워서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 견고한 그런 거치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덴켄이라고 있나요? 아무튼 이 거치대를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슨이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굴러다니기 쉬운데 이렇게 뒤편에 부속품들을 꽂을 수 있는 네, 고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부속품들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거치대를 원래는 벽에 뚫어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벽 뚫기 싫으시니까 이런 거치대를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서 끼울 땐 이렇게 끼우면 네, 충전이 되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게으른 스푼 그리고 어, 소파 앞에는 이렇게 러그를 깔아줬어요. 데코뷰에서 구매를 제가 했고요. 한 평짜리 사이즈입니다. 어, 러그도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골랐었는데 블랙하고 화이트를 컨셉으로 잡았지만 너무 차가운 느낌을 주는 거실이 되는 건 싫어서 이렇게 어, 베이지색이 살짝씩 들어가 있는 따뜻한 느낌의 러그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여기서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식사도 많이 하는 편인데 원래 이제 주방 쪽에 식탁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TV 보면서 밥 먹기에는 여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러그 덕분에 엉덩이가 시렵지 않아서 좋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살짝 보여드리면 심플한 디자인이어서 뭐 펼쳐놔도 예쁘고 그리고 아까처럼 굳이 소파 뒤에 숨겨놓지 않아도 뭐 저런 벽에다가 세워놔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게으 스푼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정면을 보면 네, TV와 거실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TV 같은 경우는 65인치짜리를 구매를 했는데요. 벽하고 이 소파하고의 거리가 한 3m 정도 돼요. 그래서 꽤 깊은 편이어서 거, 저희가 눈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큰 TV를 구매를 했습니다. 거실장 같은 경우는 역시 블랙이랑 화이트가 이렇게 있는 어, 거실장을 구매를 했어요. 저게 인터리빙이라는 그런 가구 브랜드에서 만든 어, 거실장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로 받아봤을 때 가격 대비 되게 quality가 괜찮아서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서랍이 굉장히 많은 그런 타입이어서 잡동사니들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넣어둘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다리가 이렇게 띄어져 있어서 뭐 청소하기에도 편하고 여러모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셋톱박스도 올려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선을 뒤쪽으로 뺄 수 있고 그리고 이쪽 위에는 뭐 와이파이 기계 이렇게 올려놓고 와이파이 기계를 또 살짝 가려줄 LED 시계 국민 LED 시계죠. 이것도 제가 자취했을 때 구매를 했었던 거였는데 어, 한 3년 넘게 쓰니까 이쪽이 이제 맛이 슬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얘네들이 너무 약해진 게 눈에 보여서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거실이 너무 black and white로만 가면 추워 보일까봐 이런 wood랑 gold tone의 그런 소품들을 같이 넣어줬는데요. 이 액자 같은 경우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맞춘 청첩장 그 회사에서 청첩장을 주문하면 샘플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사은품처럼 기본 사은품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 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저희가 놔뒀고 그리고 이거는 어, 부케를 받은 친구가 예쁘게 말려서 준 부케 이걸 뭐라 그러죠? 부케돔? 음, 모르겠다 아무튼 되게 예쁘게 잘 말려서 줬어요. 이 부케도 실은 저랑 굉장히 친한 회사 동기 네, 회사 동기 동생이 저 결혼한다고 직접 맞춰준 그런 부케였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예뻤는데 부케를 받은 친구 덕분에도 또 이렇게 예쁘게 간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둘 다. 그리고 뒤에는 저희 남편이 예전에 어, 선물을 해줬던 꽃다발에서 어, preserved flower를 뽑아서 따로 이렇게 꽃병에 꽂아서 보관을 해주고 있어요. 케으른 스푼. 그리고 거실장 밑에는 이렇게 체성분까지잴 수 있는 체중계를 구매를 해서 네,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씁니다. 맨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 한 5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 원짜리의 그런 인바디 기계를 진짜 얘가 대체할 수 있나? 막 생각을 하면서 샀는데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어, 저희가 체크를 받았던 체성분 표랑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잘 활용하면 진짜 좋겠다 해가지고 네, 다행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게으른 스푼. 현관 쪽도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작은 선반을 달아놨어요. 이제 선반 같은 경우는 못이 필요 없는 그런 벽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인데 저희 집주인분이 못 박는 거를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선반을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외출할 때 꺼내서 쓰기 좋은 소지품들을 놓는 그런 선반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이 스티커가 굉장히 강력한 편이어서 무게를 꽤 견디는 걸로 네, 구매를 했습니다. 어, 차키를 걸어두기에도 좋은 이런 고리들이 같이 있고 마스크도 여기에다가 걸어놨고요. 그리고 뭐 지갑이나 뭐 에어팟 같은 그런 소지품들을 바로바로 바로 두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좀 좋은 향기가 나게끔 어, 디퓨저도 같이 놔줬어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코코도르에서 나오는 white musk 향 그리고 cotton 향도 같이 그 선물 리필에 있었어요. 근데 둘 다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게으른 스프 이제 거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안방 중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오늘 마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러그 이것도 데코뷰에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저희 안방이 이제 우드랑 라탄 이런 소품들로 채워져 있어서 조금 추워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닥을 따뜻한 느낌의 러그를 어, 깔아서 겨울에도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어, 했고요. 그리고 안방문 뒤에는 이렇게 문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신 거울을 예, 걸어놨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 패션하울 컨텐츠를 몇 번 촬영을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전신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쫄라서 전신 거울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좀 세워두는 예쁜 모양의 거울을 살려고 하다가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예, 문에 걸어서 쓸 수 있는 전신 거울을 찾았는데요. 이게 보면은 무게도 또 가볍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거울이 문에 부딪혀서 덜렁거리지 않게끔 어, 스티커 같은 거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으로 네, 옷 같은 거 구매하면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게으른 스푼 잡동사니들이 늘어서 뱀부 2단 수납장을 구매를 했어요. 트롤리 잠깐 치울게요. 어, 이 수납장 같은 경우는 SNS에서 이제 물건을 보고 어, 되게 예쁘다, 실용적이겠다 싶어가지고 막 서칭을 했는데 거의 지금 대부분 품절된 상태더라고요. 쿠팡에서 이게 물량이 딱 남아있길래 네, 얼른 잽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위쪽에는 뭐 고데기나 그루프 같은 그런 헤어 용품들 아래 칸에는 어, 안 쓰는 브러쉬들 그리고 리필 용품 또 미개봉 화장품 퍼프, 속눈썹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덕분에 이 트롤리에 있었던 좀 너저분한 것들이 정리가 좀 됐어요. 정리된 게 맞나? <laughs> 아무튼 네, 좀 많이 제 기준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침대 밑인데 어, 여기 공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세탁실에 있었던 뭐 휴지나 티슈 뭐 이런 생활용품들 막 그냥 적재해 놨었는데 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납함인데 이게 좋은 점이 바퀴가 달려 있어서 뭐 넣고 빼기도 좋고 그리고 뚜껑이 딱 반만 열려요. 아마 여기는 이제 저희 남편 앨범 넣어놨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딱 반만 열리는 그런 under bed 수납함이어서 네, 공간을 활용해서 잡동산이들을 정리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침대 기둥에 걸렸네. 게으 스프. 네, 이렇게 저희 집 거실과 또 조금 변화한 안방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별거 없는 제 채널에 늘 놀러와 주셔서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늦지 않게 제발 늦지 않게 다음 영상으로 어,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